sad Bounce dojo와 댄스니 어디서 와도 춤을 추고 자연스러운 대화 say something 이상해 너 혼자 맡겨 뭐든지 잘 들어가세요 But you're my friend I'm your just 함께하는 우리 좋아 너와 함께하는 우리 좋아 기분 같은 내 샀어 어, 한 손에 넣어가고 어, 꽉 막히는 스튜디오 어, 안개라면 날 건드려 아이, 답도 없던 꿈도 이제 아이, 공감대 여성이 나오죠 아이, 우리의 불등은 막히게 줄이 썩이게 그 운명적인 밤 Let's get it on power 이구로 무뎌지는 양심장의 뒷밤